너 뭔데 뭐? 탕수 육소스 스다 여러분들 네. 이게 남자 글씨체라고? 이게? 어 아니 사실은 그냥 거의 그 색출공부하면서 따로 썼습니다 음. 그래도 남준이랑 그래도 남준이가 쓴 어, 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남준! 어 이게 이다 이렇게 썼었나? 음, 그럼 썼잖아 이게 니 글씨야? 대박이다 남준아 너내 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다 실체 오 깔끔한데? 어. 오, 와, 뭐가 엄청 많네. Making book. 어, 우리가 찍은 사진들이야? 어. 오. 우리가 찍은 사진들 아니야. 아. 아니요, 직접 찍으신 컷들로 엽서를 만들어 놓았고요. 우리가 찍은 거예요? tracklist 우리 멤버들이 찍은 거. 야 우리가 직접 쓴 것도 이제 다 들어갔다 tracklist 어, 아, 이 photo card 원래 이렇게 후한 거예요? 아니면 신기하다. 장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후하게 들어간 거예요 와 멋지다. 오. 어. 어, 야, 요. 포스터 좀와 보여주겠네. 가사디야? Gas notes. 대단한 가사 우리가 적, 적은 것들. Come on, this is the poster. 예. 나도 깨알 그림 그렸다. 나도 어, 이거 뭐야? 이제 그림 많이 그려네. 잡지처럼 나왔네. 그냥 형, 형 같을 때뭐 그려놨는데 이거. 뭐지 내 방에. 이- 이거 뭐 감정 쓰레기통이 형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윤기 형이야 윤기 형이야? 쓰레기통 그려줬어. 감정 쓰레기통. 매달 음식은 트리스타 어떻게 했어? 야. 지나갔네요. 어디야? 흰색은 뭐예요? 와 이렇게 쓰니까 되게 귀엽다잉. 그러게. 여기 그 롤링 페이퍼 같지 않냐? 별 쓰던데. 잘했는데? 어. 어. 여 뭔가 다들 깜짝 한거 같은데. 보여주자. 좋네. 이쁘다 커튼. 잘 걸었네. 이거 누- 너구 시체지? 오. 누구야 이거? 나 많이 나와. 와 남진 글씨체 진짜 미쳤다. 아, 남진 거의. 미 와. 대박이다. 실제 맞는 거 아니야? 살짝 골랐어요. 좀만해 아, 좀 있어 보여야지. 컴퓨터로 만든 건데 거의? 여기 앨범이니까. 야, 멋있다 앨범. 길, 뭐. 길이래 길. 어, 뭐, 뭐 해난 거 이거? 뭐 내가 했지? 와, 뭐, 야, 제요. 제요. 뭐야, 커튼. 커튼 누구야? 잡지 않냐? 내가 네? 어, 뭐야, 뭐야? 너 아니야? 어, 제육이야? 호병. 은경이야? 호 허비 병 허비 호 허비 잖 허비 나. 여기 잘, 잘, 이쁜데요? 예. 어, 아. 잘 나왔는데? 아이고. 그래, 잘 나왔네. 음. 아, 이 멤버들이 사진 찍은 건가? 와, 되게, 되게 예쁘다. 이거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필 필카로 찍으셨던 필 거고요. 아, 멤버들 직접 촬영하셨던 사진입니다. 아, 필름은. CD 아. 되게 이쁜데? CD? CD 뭐 자체가? 그것도 멤버분들이 직접 촬영하셨던 거예요. 자체가 이쁘지? 네. 와, CD 이쁘다! 그래, 음. 살 네, 이게 나오고 CD 엄청 이쁜데? CD 자체가 이쁘지. 커터까지 다 엎드려서 찍었네? 귀엽다. 그 폭토카드는 아, 뒷장도 아. 보시면 멤버분들이 직접 비 작성하신 거 본인 사진에 그렇죠.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손글씨 맞아 뒤에 손글씨 이거 단체는 아, 아 이게 다 글씨체예요? 그 네 그 본인 글씨체 되게 되게 디테일하고 좋다 디테일하네 어. 디테일하게 네. 우리의 그런 것들이 참여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멤버들이 그 가사 쓴 거 있잖아. 네. 정국이가 <laughs> 되게 웃기다고. 그거 저 저라면 느꼈어요. 딱 아, 너야. <laughs> 왜? 저저 내가 쓴 거 아닌가? 저내 글씨지. 전국이 아니야? 나 아닌데. 나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왜 왜? 아 스테이에 딱 요만큼만 써 있는 거야. <laughs> 뭐 하다가 야 스테이 네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스테이 저 여기 여기. 아 맞아 뭐 이거는 그. 그자살자고 자동이 준거 있잖아. 아니 저거 쓰고 나서 귀찮아서 메모 장을 했어. 귀찮아. 죄송해요. 어, 난내 안 들어간 것도 막 들어가고 그랬어. 맞아요. 저도 다른 곳 노래 가서 들어가 그랬어요. 예쁘네요. 아. 어, 이거 앨범 엄청 신한것 같아. 근 네, 약간 감성 있는데 아, 나 CD가 제일 마음에 든다. 어 이거 언제 스캔해 갔어요 이거? 저희 그때 예. 미팅 끝나고 어. 저희가 가서 촬영하고 뭔데 어, 형? 내가 무슨 내통이 없이 스캔을 이렇게 기억이 쉽아요 뭔데 네, 그림 그리는 기소 성이? 아 네. 갑자기. 어? 서있 아, 갑자기 쏟아잖아형 근데 파란 색막 그린 거? 음. 인데 다들 이제 나이 좀 드니까 이런 게 어울리는구나. 와 이거 이게 이거 흑백으로 나온 게 신의 한 수인 그러니까. 신은? 뭐? 이제 나이 좀 드니까 이런 게 어울리. 야 이거 봐한 뭐 마리. 아 이거 비 킬- 킬리만자로의 표범 아니야? 끝나자마자 비운 거서있다니까비 쏟아진 거. 맞 겁나 왔잖아. 말도 안 되게 나, 쏟았다. 나 비 맞으면서 또 추가 촬영 다잘 나왔는데? 저기야. 나 근데 이날 얼굴이 누구한테 맞았어? 만약에 우리 이런 의견 없었으면은 그떠 뜯는 걸로 나왔겠다. 아, 뜯어가지고. 아, 네. 아 뭔가 크기도 더 컸을 거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 되게 좋은 거 같아. 그 중간 조율이 좀 잘 된 거 같아서 마음에 그리 아, 이거 뜯어가지고 붙여놔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어, 이거 이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네. 나왔겠 뜯겼나? 어, 어 렇게 해놓고 이제 사인해서 이렇게 나왔네 팩트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등은 무겁게 어. 아니 무겁다기보단 어. 그막 사인 안 되는 안 되는 재질이잖아 이건 진짜 잘 먹겠네 근데, 근데, 근데 심지어 또 사인을 하면은 저기다가 되게 예쁠 것 같아 어. 앞에서 사인을 아 맞네 어, 어 고조사죠? 딱 사인을 하면은 진짜 딱 예쁜 거 음. Credits Executive Producer Hitman Band from e g Entertainment a r 의 박지민 뭐야? 어 지민 짱. <laughs> 박지민 뭔슨 버스요 비주얼 크리에이티어 김태형 저 오늘 많이 안 보여주면 안돼 사람들이 앨범 디자인 앨범 디자인 어. 프로덕션 뭐라 그랬지? 프로덕션 코디네이션 김상진, 민윤기, 정호석, 청창쿠 아, 어떤 코디를 하셨나요? 그냥 넣어준 거야 여기에 컨디션이 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맞아. 아, 컨디션이 팀. 아. 필수인데 어디 이케어 멘탈 케어 멘탈 케어 자 오케이 자와음에니까 여러분들? 잘 나오고 네. 왔으니까 네, 오케이 좋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네. 많았어요 또 앨범 이렇게 나오네 아이고 시간 참 빠르다